9개 5천원 받았어요 파인애플 9개 5천원입니다 아. 이거 순대데 되게 맛있어 어, 네. 양파 3,000원, 그리고 작은 복숭아 3,000원, 신비복숭아 10개인데 2개더 넣어주셨다 해가지고 12개에 만원, 그리고 아보카도 5,000원 이렇게 샀습니다. 이 신비복숭아가 겉에는 약간 천도복숭아인데 속은 되게 물렁한 복숭아. 제가 재작년에 이걸 처음 먹어보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름만 되면은 신비복숭아를 꼭 사먹거든요. 오늘 가니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왔습니다. 오늘 사온 것들 정리하고 제가 되게 만들어보고 싶었던 복숭아 cobbler라는 디저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그 전에 엡손의 카카오 프렌즈 라벨 프린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제품 받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라벨지들을 같이 받았는데 이 카카오 프렌즈 버전으로 한번 넣어볼게요. 이 라벨 테이프를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. 이열 이 이모티콘에 들어가면 카카오 프렌즈도 있고 그냥 이모티콘도 있고 일러스트도 있고 되게 많아요. 이걸로 이렇게 세로쓰기, 가로쓰기 정할 수 있고 문자 크기 조정할 수 있고 또 서체도 원하는 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미리 보기 오케이 좋아요 인쇄 짜잔 짠 이렇게 붙였습니다 굉장히나 많은 카카오 그림 문자랑 이모티콘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카카오 프렌즈 중에 얘가 제일 귀엽더라고요. 너무 하찮게 생겼어. 되지? 네. 네. 당당하게 걸은 게 얼마 만인지. 근데. 제가 앞에서 식재료에 라벨 스티커를 붙여줬던 것처럼 뭔가 분류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걸로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데요. 원래 좋아하는 것들의 이름을 붙여주면 더 정이 가잖아요. 그래서 저도 이 식물처럼 제가 자주 쓰거나 좋아하는 물건들의 애칭을 한번 지어줘 볼까 하는데요. 제가 이렇게 여쭤봤습니다.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작명해주신 거를 제가 좀 <laughs> 봤는데 제가 2월이니까 3월 풀떼기 너무안돼요 탁을 때는 자스민 아 잘자스 잘자스 잘자 잘자스 일어나면 잘 잤스 키위 수민이 학자가 진짜 많아요 학자 두식이 공주 미미 마라탕 찰리 조지 어, 괜찮은데요? 율스민 공자 알렉스 아르망토 수민 2세 시우시우 조지 오늘부터 저 친구는 졸지고요. 그리고 저의 주변 물건들에도 한번 이름을 붙여볼 건데요. 물티슈는 한국말로 물휴지, 물수, 종이지 해서 배수지입니다. 이 전등, 전등을 키면 이렇게 노란 빛이 나잖아요. 누를 황, 빛광 해서 황광희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 노트북 스탠드 같은 경우는 거북목 방지용으로 샀었거든요. 거북이가 사람 되다, 거북귀 사람인 해서 귀인입니다. Mm-hmm.